신나게 한글을 배워봐요 지읒 지읒 지읒 지읒 지읒 지읒 지읒 지읒 차처초추츠지 차처초추츠지 한번더 차처초추츠지 차처초추츠지 자음의 모 몸을 합쳐봐요 치읓에 알을 붙이면 차차차차 차로 끝나는 단어는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차 지읒에 어를 붙이면 처처처처처 처로 끝나는 단어는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치읓에 오를 붙이면 초초초 초 초 초로 끝나는 단어는 양초 양초 양초 양초 양초 양초 양초 양초 너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츄세 을을 붙이면 츄츄츄츄츄츄로 끝나는 단어는 셔츠 셔츠 셔츠 셔츠 셔츠 셔츠 셔츠 츄세 이를 붙이면 치 치. 단어는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한글 정말 쉽다